들리는 대로 요리하라 ASMR 추리 쿠킹쇼 내기의 키친, 키 짱이짱 처음에는 정말 요리 전문가로만 알았는데 아이돌 을 엄청 좋아해 아. 네, 특히 남자 아이돌 나올 때 저보다 좋아하는 사람 오랜만이에요. 어, 그니까. 네, 오늘도 네. 또 이렇게 대기하면서. 그만 봐요. 그만 봐.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오늘도 난리 나는 게스트입니다. 그야말로 네 개의 기친. 네. 아, 최소 세 개의 대결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우. 남돌 대 여돌의 대결. 그 주인공들을 모셔보겠습니다. 고바티오, 비오부유, 그리고 인간 비타민, 세러데이, 하늘 아연! Saturday BY! 아, 알겠습니다. 요리에 어느 정도 좀 관심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세러데이 잘할 것 같지 않아요? 어, 잘하것 네. 같아요. 네. 먹방을 진짜 많이 보긴 하는데 음. 그 중에서도 까니짱 아, 정말요? 님의 유튜브를 많이 보고 습니다 했네. 죄송한데 그런 애교 제 앞에서 조금 아. 금지해 주시고요. 아, 왜요? 왜요? 아니요. 근데, 근데. <laughs> 어, 나 저런 거좀 정말 싫어.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근데 비오브유는 이제 두 분이서 같이 이제 또 활동하시니까 네. 음. 식성도 좀 두 분이 비슷해요? 비슷하죠. 왜냐면 배달 음식만 시켜 먹거든요. 아 네. 요리를 안 네. 하시고.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맞습니다. 음. 음. 저희가 유독 다이어트를 힘들어요. 아 음.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왜 내가 그걸 포기해야 될까? 아 그...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메뉴 중에? 저는 돈까스. 아 돈까스. 아. 네, 죄송한데 두 분 숙소 주소가 어디입니까? 아 아니, 왜, 왜, 왜 물어보세요? 어디에다 배달 음식점 같은 거를 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굳이 네. 유빈을 위해서 그러니까. 배달 음식점을 차리겠다고요? <laughs> 아니야 어, 그 정도야 할수 있는 거 아닌가? 그게 찐폰 아닌가요? 야. My boy feels you 아, 네개 키친 가장 최초로 펼쳐지는 남돌 대 여돌의 요리 대결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팀이 대결할 오늘의 요리 ASMR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ASMR <gasps> 레시피 플레이. 아, 어. 야 요거구나 오늘. 아 어, 이거. 어, 이거는 궁금해. 아, 너무 이건 지금부터 맛없을 수가 없구나. 레시피를 들려드리도록 어 하겠습니다. 3초. 어 영어 듣기 것 같아. 어, 아. 하는 거 같아. 소리 뭔 소리고? 첫 번째 단계로 지금 요리 재료를 썰고 있습니다. 어 이게 이게 혹시... 최고의 또 재료 중 하나네요. 아우야. <laughs> 야 요거 요거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렇죠. 맛이 없을 수가. 네. 요건 반칙이죠 음식 네. 재료 중에. 네, 부친하는 맛. 네. 이걸 쓸고 있네요. 재료마다 소리가 다릅니다. 이건 아, 잘 귀담아 들어주세요. 자 이제 어... 다른 재료입니다. 어, 뭘 깎죠? 아, 아, 아 제가 말한 물. 아, 아, 이,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걸 이렇게 써놨어? 네, 간편하게. 그러네. 네. 외국인들이 저거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 예. 아우야, 여기에다 양념을 치네. 여기다 양념을? 아우야. 그냥 넣어도 맛있는데 네. 어, 끓이는 거야 참다 이게 어 그래요? 네네 뭐 그럼 지지고 있는 거 같지 않아? 끓이고 <laughs> 끓이고 있어? 이 정도면 야 어, 집에서도 먹을 수 있지만 식당에서도 가끔 아, 이렇게 네면아 이모님들 정말 너무 사랑스럽지 아 오케이 오케이 어, 뭔가 지지고 있네 어, 왔다 갔다 데 어, 어, 뭐, 뭘 뭐 넣었어 뭘 뭐 넣었어 왜 냄새가 나는 거 같지? 냄새예요? 아, 왜 냄새가 나는 거 같지? 아 아직 실시간 아니에요, 시간 냄새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 소리 완전 ASMR이다. 야이 소리 너무 좋아. 이게 도대체 음식 재료 가지고 뭘 할 때 이런 소리가 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사람도 있는 것 같아. 아, 근데 이렇게만 해도 맛있잖아요. 그럼 살짝 네, 좀 촉촉하게. 네. 근데 굳이 안 졸여도 되는데. 맞아. 네. 졸인다? 졸여? 물 졸였어? 졸여? 이제 거의 마지막. 아, 어, 이거지? 어, 도저히 모르겠네. 응. 아, 어, 사실 이게 너무 간단하잖아요. 너무 간단한데. 어, 물 뭐 썼어. 야 네, 이거 진짜 입맛 없을 때 저거 아. 너무 아 다른 반찬 필요 없는. 예. 아 저거 들어가요. 저거 들어. 그럼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아 여기 이제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아. 네. 계란말이. 뭐 뭐예요? 데코를 또 요걸로 예. 해줘야. 아 감자탕 먹으면 안 이렇게 요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와 이거 멋있다. 예. 진짜 너무 어렵다. 어렵다. 몰라요? 세로데이 어때요? 좀 이렇게 유추가 되는 재료가 있어요? 좀 마지막쯤에 계란 계란을 턱 계란을 탁 해가지고 계란? 칙한 게 아, 들려 그런 고급 정보를 아. 이렇게 막 흘리면 아. 어, 상대한테 도움이 되기 아. 때문에 아, 저희가 맞다 안 맞다 얘기한 건 아니고요 아, 아, 네, 그러니까 가뜩이나 지금 불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왜 불리하죠? 예. 야, 이 출발선을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아니, 공정하게 심사하죠. 예. 예. 자, 네개 키친 이제 본격적인 대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리에 음. 주어진 시간은 단 한시간 비오브 유대 세러데이. 세러데이 대 비오브의 대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계란은 필수야. 네, 언니 이거 있어. 이거? 확실, 확실해? 밥 필수죠. 필수지, 필수지. 스팸 일단 챙기고 파, 파, 파, 파하나는뭐 양파 언니 양파 필요해요 볶음 필수 자 어, 신중하게 지금 재료를 담습니다 세 샐러드에 멈춰봐요 잠깐만 내가 볼때 이거는 무조건 이거 그 내가 썰어 봤어 파프리카 아니 파프리카 아니, 아니 무조건 이 무조건 이거 진짜로? 자 이걸 들어봐 이렇게 아, 아, 이거지 저 소리지 저 소리다 야 그거다 그 소리다 아유 아유 아유 아. 요걸로 이거 아니야? 네, 맞아. 어? 네? 안 나와, 이제까지. 아우, 그거다, 그거다, 그거다, 그거다. 아, 이 사람이 참말로. 뭐가 둘이 저렇게 신났죠? 자기들끼리 지금 자칫 잘못 보면 싸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예. 두 분이 아주 티격태격 하시네요. 다시, 다시, 다시. 이게 뭐지? 그러게요. 저희도 몰라요. 그게 뭐죠? 지금 듣고 있는 게 뭐죠? 봐봐. 뭐 이렇게 찢었어. 어, 어, 어, 참치킨. 어, 아. 오케이, 참치캔 고맙습니다. 아, 아 참치캔 나왔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아, 뭘로 했냐 이거야 그러니까. 뭐, 근데 칼 재료가 야 저 두남자랑 언제쯤 움직일 까 <laughs> 저게 뭔 소리지? 이게 뭔가 누가 여기 팬비트라는데? 그러니까 팬비트라는 소리인데? 아, 뭐지? 어? 일단 해보자 오케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시간 많아요 한 시간이에요 아. 예. 아 우리 세러데이는 이제 더 안 들어도 되나 봐요 네 저희는 네, 이제 좀 이제 유치가 가능했습니다 언니 어머 아, 진짜 이어폰 그냥 넣었어요? 네. 어 정말? 우와 이야 아, 확신이 왔나 보네 오. 음, 너 좀 잘하는데? 오. 우와. 아니야 이렇게 페이크를 줬을 음. 리는 확인까지 저런, 저런 확인을 하네 야 디테일하게 가네 어, 이런 아이돌 처음 봤네요 그쵸 예. 큰 재료로 우리가 유출을 추리해야 돼 아, 어쩔 지금 수 없이 아 일단 모르겠고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 오케이 맛을 내기 서 들어가? 같은데? 아 모르겠어 아, 나 모르겠어 일단 야, 우리가 유, 치원 메뉴에는 안 들어갈 것 같아 맞아. 아니 뭔가 다 결정하고 나온 것처럼 <laughs> 여기또 헤매네 여기서 이제 또 이거 좀 나중에 하고 내가 볼 때는 요거는 필요한 거 왜냐면은 아 그래 어, 어, 어우 어, 어, 베이컨 그 베이컨 아 베이컨 예 좋아 좋아 어 근데 이 소리 나는 거 같기도 해 그쵸? 어. 아, 근데 칼질 괜찮아요, 아연양? 아주 어. 그냥. 그 칼질 으깨는 거예요? 아니면 써는 거예요? <laughs> 이렇게 해야 잘 되더라고요. 계란에 양파 썬 거를 들어가요. 어, 너무 많이 먹어. 저 오믈렛 만드나요? 아 아, 아, 아, 아 일단 보시면 압니다. 예. 어, 이제 칼질을 되게 박력 있게 쏘시는데요? 음. 어, 칼질 제법 하네요, 음. 저 손목부터 요 팔뚝까지 근육이. 저 그냥 칼질만 보시면 안 돼요? 네. 칼질만 보세요. 어, 또왜 벗어요? <laughs> 어허, 좀 위험한 친구인데. 유개인구는 네. 지금 뭐 하시는 거죠? 김치. 김치가 국내산인지 아닌지 제가 파악하고 있어요. 아, 국내산인지 아닌지요? 네, 국내산이네요. 네. 아, 잘할 것 같아요. 우리 이게 다 우리 그냥 먼저 좀 유산성도 문제 맛으로 우리 이렇게 승겁니그 세러데이 분들은 예. 좀 시작을 하신 것같아 저희 뭔가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우리 너무 빨리 시작하시는데? 아니 힌트를 지금 한 번도 안 쓰고 지금 뭐 일사천리를 하고 있는데 저긴 지금 뭘 가위로 썰고 있는 거예요? 쿠컨. 네. 뭐 쓰는 게 있었나? 쪽팔 네. 아, 아, 네. 가위로. 하긴 뭐, 뭐또 편하게 활용하면 되죠. 그렇죠. 특히 예. 남자들은 막 이렇게 음... 귀찮은 걸 싫어하니까. 음. 까먹는 건가? 아이거 소리가 애매하네. 네, 예, 햄을 썰고 있네요. 네. 예, 어, 아주 그냥 이제 큼직하게 햄을 써네요. 패러데이 힌트 쓰겠습니다. 아 어, 힌트, 힌트. 지금 벌써요? 네. <laughs> 네, 벌써. 어, 이쪽에 조금 들어가나요? 노. 자, 뭘 물어봤는데 지금 no라고 대답을 해줬어요. 노? 노래. 이렇게 노? 힌트 하나가 노? 날라갔어요. 아. 어, 힌트가 이렇게 날라가나요? 뭐 다시 한번 들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네. 대파 아, 내가 봤을 때 뭐가 들어간건 어차피 사, 상관이 없어. 맛만 있으면 돼. 어, 맛만 어, 있으면 맛으로. 된다. 야, 맞아요. 그, 맛으로. 어, 맞아요. 유사성과 비주얼은 포기하겠다. 맛만 네. 가져가겠다. 예, 그거 볼게요 그, 형이 약간 마, 마, 물어봤죠. 한 번만. 네. 네. 힌트 쓰겠습니다. 힌트 쓰겠습니다. 오, 아. 어, 벌써요?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일단 이거를 밀고 나가야 되겠네. 그러면 끝났고. 어. 양파 들어간 것 맞나? 음, 양파는 맞아 다 씻어요 아, 파프리카까지 야안 들어 아. 절대 안 들어가 아 파프리카 아닌 것 같아 아니 아니 세 두분두분 뭘 계속 요리를 하는데 김치 좀 쓸걸 아. 뭔가 소리 오, 어,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자저 친구 지금 가위를 쓰고 있는데 우리 아연이 뭘, 썰, 뭘 자르고 있는 거예요? 김치를 썰고 넣어야 되는데 아, <laughs> 순서를 좀 거꾸로 해버렸어 애호박도 음, 넣고 김치도 썰고 야 아니 저 예스를 듣고 갔는데 왜 저렇게 좀 헷갈려 하시고 아 요리를 많이 안 해보셔서 혹시 고민하시는 거 아닐까 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아. 혹시 힌트 하나밖에 없는 네 아까 한번 간곡하게 힌트를 원한다 그러면 개인기 하나씩 또싹 아. 풀어주면 아, 그또 제가 예. 숨겨놓은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다 EDM이라고 저희 근데 이제 눈높이가 높아서요 웬만한 개인기는 힌트 못 드립니다 오케이 오케이 예스. 예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다음 소리 때문에 지금 뭔가 흘러나갔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좋아 잘하고 있 좋아 좋아. 아 뭐지? 아 멜로멜로. 멜로멜 아니 도대체 아까 무슨 yes를 듣고 간 거예요? 저 두 사람은? 이게 딱히 네. 큰 도움이 안 됐던 것같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네, 우리가 지금 소리에 너무 갇혀있어 아 깍두기를 언니 그 잘라가지고 어, 어, 어. 언니 국물도 조금 야 이번엔 깍두기를 가져가네요 세르데이가 네. 굉장히 네. 앞서 나가고 있는 듯한데 비오비유 예. 너무 지금 한가한 느낌이에요 아니요 지금 부터 저희는 상의만 하다 끝날 것 같아요 예, 아니 아. 요리를 이제 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30분이 지났어요 아 진짜로? 진짜 네. 망했다 좋아 언니 아주 좋아요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 그치 그거야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너무 좋아 아 일단 근, 아, 일단 그냥 시작합시다. 바로 시작을 했어요. 이제 후라이팬에 뭘 올라간 건가요? 아니 이 친구 계속 파프리카에 집착 아, 이 소리라니까 파프리카 있다고 그 음식에 이게 들어간 거 본 적이 없다니까? <laughs> 진짜 파프리카 안 들어가나요? 이거 이제 개인기를 그럼요 이거를 네. 좀 아, 날라쓰시려고 그러니까 지금 또 어, 당하고 제가 신기한 개인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야 뭐야 제가 여기저기서 많이 했는데 노래방 에코? 네. 어! 그 뭐지? 에코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건데 아아아아아아오나나 비비 아아아 아. 나나 비비 아이이리 라나라라 오오너너라 어머머머 진짜 나나 비비 히이 나나 비비비 춤춤 음. 춤추며 오오너너라 어, 어, 아, 아, 아. 이런 느낌 야 합격! 저 나방 들어오세요 저희 세레네이 아연이 불나방 들어오세요 여기 벗어나면 여기 벗어나면 실패야 야 여러분 세레네이가 벗어나면 여기 실패 어느느새 색이 길어지지지지 어머. 그림자자를 따따라 서서서 어머 어머 어머 땅거미 미지지 넌 어둠 소소 그그그 그대와 와꾹꾹꾹 있네요 요 예! 디테일이 없어요 이게 강약 조절이 느느새새 <laughs> 어, 어. 네, 네, 기기어지지지지지 음. 그림 자자를 따라 서서 땅거미 미지지 너너 둠 소소 그그그그 이런 게 아니야! 디테일! 질문이 뭔지 알았어요. 파프리카가 들어가나요? 야, 설마 그거 물어봤다고? 그렇게 정말, 어렵 해가지고. 정말 귀중한 힌트 날렸네요. 아, 생각 진짜 안타까워요. 예, 이거 때문에 김치 좀 박아줄까요? 아, 조금 더 네, 썰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어렵네요. 나오는 아이돌 받아줄 때 얼마 안 남았어. 깍두기가 신경 쓰네. 야, 아프리카가! 아 이제 저기는 하이파이브 나오고 난리 났습니다 세러데이 어, 확신을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또 중간 점검을 나갈 시간이 벌써 됐습니다 네. 각자 팀끼리 이제 어떻게 잘 돼가고 있는지 현장에 나가서 한번 보시죠 직 어, 네. 가보시죠